밀어 밀고 뒤집어요 돌려 네. 이게 뭐예요? 피카부? 아니 이게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이렇게 하면 거아니 응 못해 못해